Four months. Neuf ans. Four months. 四个月左右了。ay duramın. Cuatro meses. Çağrı meyne. Fourth year in Jeju. 4 ay. 16 months. 8년 살았어요. Beautiful. Rich. Majestic. 空气非常的新鲜。ki. Me parece maravilloso y refrescante. Bohot Refreshing. Nefes Outstanding. 순수함. a special place. Vital. Supports our life. Sami. Ömer. Yeah. Life. Hayat. Clean. 생명. 삼다수가 앞장서서 선도현은 자그마한 변화들 덕분에 아름다운 우리의 예주가 영광히 숨쉴 수 있어요. 청정제주 함께 아껴주세요.